2020년 9월 1일 흉가여행 4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와 미쳐버린다 비주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와 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자 건물 위관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로 진입할게요 누구세요? 실례하겠습니다. 혹시 사람 있나요? 어? 혹시 사람 있나요? 기분 넘 기분 엄청 더럽다 이거. 와 기운 엄청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나 뭐 여러분 잠깐 나 뭐본거 같아 지금 안,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뭐 있어요 여러분 잠깐 나 뭐본거 같아 여러분 지금 뭐 있는 거 같은데 여러분 잠깐만요 나 뭐 뭐본거 같은데 누구세요? 혹시 사람 있어요? 사람 있어요? 혹시 사람이에요? 혹시 사람입니까? 장난치지 마시고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합시다. 그. 나. 어, 나. 끄는 소리. 들어봐. 이런 거 있잖아. 못 들었어. 봐! 봐! 둘. 둘인가 셋인가? 여기 있어요? 야나 여러분 나 여기, 여기 있기 싫어요 여러분 나 여기 있기 싫습니다 꽃, 꽃. 한국인 뭐야 어? 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잠깐만 할머니세요 혹시? 혹시 할머니십니까? 잠깐만 저 화를 좀 삭히시고 제가 갈게요 할머니세요 혹시? 혹시 할머니십니까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저한테 저한테 들어오시면 안돼요 저한테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혹시 몸이 불편하세요? 혹시 몸이 불편하십니까? 이 건물을 여러분들 기운이 엄청 감싸고 있어요. 밖에서 뭐 자꾸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밖에서 자꾸 어? 뭐야? 나뭇가지인 거 뭐지? 뭐야? 어? 뭐야? 뭔데? 어?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, 뭐야? 뭐야? 가지마, 잠깐만. 뭐야? 오. 뭐야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아! 아! 아!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어? 잠깐만 방금 뭐 치러 왔는데? 잠깐만 방금 뭐 치러 왔는데? 분명히 나오라고 했습니다. 어? 어? 어? 저 뭐야? 어? 어?